초등학교 6학년 때 뱉었던 랩 이제는 취미이잖아의 꿈이 돼버렸네 날 그저 재민이로 봤던 네티즌들의 댓글은 다 세터님 응원의 오로 바뀌었네 달려가는 댓글 I don't care 왜요 이젠 트와스 타코만 빛예 피처링 맡기면 너가리 피처링이 돼 룰은 끄고 벌써 났서 전부 다 내 밑에 내꿈을 래퍼라 말하기엔 쪽팔려서 만화가라고 말했지만 이젠 당당해 내 세턴 말고 10톤이라 무시하던 친구들은 몇 년 후에 길이 박수치게 돼 Who can do like me 내가 가사스 때 너희들은 뭐했니 내가 거만하다고 생각하니 이년만 기다려봐 고등 래퍼 먹고 예고 가고 여기 성지 내고 배고프니 먹어 먹어 먹어 먹어라 내 앞을 막는다면 그렇다 타타 친구들의 힙합 playlist에 스타천이 있게 내 음악이 전국 어디 가든 들릴 수 있게 huh. Who can do like me 10대 애들 중에 누가 나랑 비교가 돼 huh? Who can do like me 10대 애들 중에 반 정도는 가짜인데 huh? You got it, yeah. 거 빨리 가서 랩해 벌써 나도 썸맨 애민 gang working everyday Who can do like me? Who can, yeah. Who can do like me? Who can do like me? Who can do like me? 후레피 마네피 나만 들어 나의 세상 God love slime 나를 이기는 건 망상 내 인생 너무 위험 정신 차려야 돼 항상 돈을 벌어 배로 커질 때까지만 쉬우 미상 소린 크루파 You better watch it and move You touch me When I'm in the bad mood Then I'll be clapping you down into the time loop 말했다시피 나는 뒤져도 진짜 새끼들이랑 항상 중얼 못해 그러다가 난 진짜로 죽지 Who can do like me? 10대 애들 중에 누가 나랑 비교가 돼? 하? Huh? Who can do like me? 10대 애들 중에 반 정도는 가짜인데 하? Huh? You got it, yeah 거 빨리 가서 랩해 벌써 나도 some man I'm in gang working every day Who can do like me? Who can, yeah. Who can do like me? Who can do like me? Thank you.